여기야 헐 이런 거 핸드폰은 진짜 오랜만에 안 봤어 야 아, 엄청 배고파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 I bought this with me 신라면. Hi there. Do you know where the battery bank is? The power bank for Power phone. Okay. What the? F- 6만. 6만 있어. 대박. 아, 2만. 이거 2만이네. 그럼 가격 얼마야? 야, 어. 오. 아, 집에서 아마 여기에 배터리 뱅크 있어 진짜. 써라 주시길 말고. 네? 어, 저건 나쁘지 않네. Not bad. Really thin, really light. A fast food place. 여기 아마 있어. Quick. Do you guys sell hot water? My food. Fries, battery bank, and hot water. 맛있겠다. 이렇게 완벽해. 김치 없어. 근데 <laughs> 튀김 있어. 아 젓가락 젓가락 있네 한국에서 편의점에서 가지고 왔어 This is chocolate or chopstick Clean my hand first for sure 진라면이다 와 미쳤다 뭘 얼마인지 몰랐어요 Let's have some fries 음. 아, 신, 신라면 프라이스 어때? 신라면 프라이스 음. 좀 맛대. 신라면 케첩 음,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한국 홍콩 사람 신라면 진짜 좋아 안 좋아 아 신라면 좋아 오케이 우와 대박 이야 <gasps> 맛있겠다 실 대박 I think it's done, right? 괜찮아? 미안. 아! 안 돼. 우와. 음. 고생 같았다, 지금. 진짜 맛있어 음 와우 어, 이거 김치 없으니까 <laughs> 감자로 감자로 음 미쳤다 음 여러분 뭐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음 약간 김치 먹는 맛이 똑같아요 food 진짜 맛있다 나 지금 신라면 이렇게 맛있는 거 몰랐어 You know, ramen is so good You will eat in a fast food restaurant 튀김 튀김 넣고 이렇게 와 튀김 튀김 라면 음 미쳤다 Guys, you have to eat like this. 약간 이 튀김은 다 국물은 안에 안에 넣었어. It absorbs all the water. 음. 음, 그냥 맛있다. It's actually good. I need someone to test it for me. anyone in Bre living in Brussels, you need to test it for me. This is actually really good. Ah. Ah, English, English. 설레일까 아, 내 마음 말해볼까 <laughs> 지금 어디 있을까